まだこのあの違うまた宇宙を建て方してるじゃない、うん、前のあれかわいい 기다렸어? なんか横のこっちを押したら止まってたもん出したらなんかぐるぐる回り出して 이거는 에그 치즈버거를 주문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9월 4일 금요일입니다. 거기 있는 건 내 사랑 아피치입니다. 침대에서 누워있네요. 제가 지금 오늘 9월 4일인데 오빠랑 못 본 지 이제 8개월 됐어요. 8개월. 너무 오래됐죠? 1월 말부터 못 봤고 네,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방학이거든요 8월 초에 학교 1학기가 끝났고 지금 방학이고 한국에서는 9월부터 새로운 2학기가 시작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제 학교에서는 10월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10월 초까지 한 달 동안 남았는데 제가 요즘 빠져있는 게 있어요 제가 막 그렇게 막 잘 만들 제가 너무 막 음... 한국어 모르겠어요 한국어를 왜 이렇게 늦지? 영상이? 핸드폰이 죄송해요 핸드폰이 너무 오래된 핸드폰이라서 카메라가 안 좋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무튼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매일매일 한국어를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오빠랑도 데이트도 많이 했고 막 생활 자체가 한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역시 한국어를 쓰는 기회가 역시 많더라고요. 근데 일본 와서 집에 있을 때는 한국어로 대화할 사람이 통화할 때 오빠나 친구나 아니면 막 유튜브 보고 할 때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떨어졌네요. 말하는 속도가 진짜 떨어졌고 늦어졌고 음, 발음도 좀 이상하고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어, 요즘 빠져있는 게 있다 했잖아요. 악세사리 만드는 건데 이게 한국에서 지금 어? 여름 오기 전인가? 5월?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그때쯤부터 유행하더라고요 저도 껴보고 싶었는데 막 한국에 가서 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만들어 봤어요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 마음에 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음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뻐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금색이랑 은색 은색이고 이것도 너무 예쁘고 이것도 너무 예쁘고 너무 비슷하긴 한데 너무 예쁘고 이거 빨치도 너무 예뻐요. 역시 클리어 이 색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없는 것도 있지만 아, 또 이것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품이고요. 목걸이 이거랑 세트요. 이거랑 그리고 귀걸이는 지금 만드는 중인데 세트를 좀 만드는 게 제가 좋아해요. 세트를 끼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죠? 체인 상품. 이것도 심플한 체인인데 팔찌요. 팔찌. 목걸이도 있, 목걸이도 있고 아 자꾸 목걸이가 목걸리가 돼버려요. 막 막걸이는 어떻게 발음하지? 막걸리? 막걸리? 아 모르겠어 까먹었어요 한국어 진짜 제가 마음에 드는 것만 만들어가지고 다 제 취향이에요 한국에서는 코로나 또 심해졌다던데 막 카페도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일본에서는 여전히 심해요 여전히 심해요 시골이긴 한데 마트 가면 막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그래서 계속 그래서 끼고 갈 곳이 없어요. 친구들도 못 만나고 놀러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음, 너무 아쉬운데 음, 그래도 코로나 끝나면 친구들 만나고 오빠 만나고 친구 한국도 가고 할 때 끼울 수 있게 제가 수업 2학기 음? 시작하면 또 바빠지게 바빠질 바빠지기 때문에 <laughs> 까먹었어 바빠지기 때문에 지금 시간 있는 사이에 이거 악세사리들 만들, 만들려고요 네. 오늘은 조금 보여드릴게요 만드는 거 제 일상이니까 네 보여드릴게요 네 완성했습니다 어떨까요? 이거 한 30분 정도인가요? 제가 너무 잘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 편 아니어가지고 천천히 <laughs> 천천히 만들어요. 네. 그럼 어머니가 마트 가자고 해가지고 네, 태풍 오기 전에 식품 사러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엄마랑 좀 다녀오겠습니다. 엄마랑 나왔어요. 이거 멋있죠? 완전 시골이죠? 왔어 왔어. 이거는 에그 치즈버거를 주문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고구마. 색이 너무 예쁘다. 음. 음なんか横のポッチン押したら止まってたもん わいい。ん？많이 기다렸어? 기다렸어. 응. 오이데. 일로 와. 오이데. 응. 오빠 가족 왔어. 그럼 지금부터 이거. 반죽 토마토의 하야시 라이스 소스 하야시 라이스가 한국에 있는 건가요? 아무튼 막 카레랑 좀 다르긴 한데 막 그런 거요 맛있어요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만들어 볼게요 날씨가 좋아졌어요. 이렇게 우리 할머니 어바아 네. <laughs> 우리 강아지 이 시바견 이랑 토이푸돌이 있어요 이렇게 산책해요 이름이 후쿠예요 코코 코코 어 맞다 코코 <laughs> 이름 부르면 뒤돌아봐주고 코코 얘는안 봐요 저를 <laughs> 어, 이거 어머니가 만들어줬어요 다방 핸드폰이나 그런 거 이렇게 산복할 아 산책할 때 쓰기 딱 좋아요. 응, 안 보여. 안 보인다고. まだ<laughs> ほのさあの違うまだうちの食べ方してるやろ 응. 前の 할머니 귀엽죠? 어! 댓글 네, 있어! 원숭이? 그거 뭐지? 무슨 동물 이 여기 가끔 원숭이 많고 원숭이들이 엄청 많고 음 그래요 가끔 있어요 여기서 만나요